어나 가자 7400판이던데 야. 아우 저 상단의 피 너무 무섭네 막을 수 있겠니? 어? 오예 아 이런 씨. 아! 이거 진짜 너무하다. 이거 진짜 너무하다. 야 이거 데미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? 아니 데미지 너무한 거 아니야? 파카 보셨다고 저렇게.